그 순간이 행복했었다 전원하게 그땐 왜 몰랐을까 몰, 몰랐을까 까? 어 나도 올라가는데? 태진이 형 파트 연습해서 뺏으려고요 좋습니다 <laughs> 나 올라 내 음역이 내 음역대에 있는데? 긴장좀 해야 될듯 그땐 왜 몰랐을까 순간이 행복했었다 전할게 그땐 왜 몰랐을까 아 여기가 건조해서 잘 안된다 여기가 건조해서 그래 그땐 왜 몰랐을 까 몰랐을까 아 오늘 목이 안 좋다 선선하고 좋네 날씨가 걱정이 돼서랑 어울리는 날씨 잊지 못해 절대 나없 이곳에 서도 향기가 맴돌아 날려가 꽃잎이 바람 앞에 떨어져도 지뢰밟고 가괜찮아주 잠시 멀어져도 넌 나의 삶에 찾아온 싱그러운 봄 꽤나 길었던 뜨거운 여름 그 뒤에 찾아온 적적한 갈시린 열고 안녕 그래서 잘 지낸다고 해줘 이제는 어디서도 먼지처럼 흩어져 나를 볼 수 없어도 oh, that's okay 속에 조금만 담아두면 돼 어디 갔어 멤버들 나 버리고 어 수민이 봤대 뜨거지만 차가운 게말 녹음말도 안 들렸겠지만 차라리 소을 질러줬다면 조금은 일찍 깨달았을까 충분히 아팠잖아 거기서 나쁘지 말아줘 날 위해 살았잖아 네 삶을 살아가지고 꼭잘 지낼 거라고 약속해 난 그거면 좋게 스윙 깨죽게 문이 좁게 조금만 담아 도만다 자 작은 빛이 보이는 어둠 속 그 안에 계신나 언제쯤 너에게 어지러워